마당냥이도 하루 중에 밖에 출입이 잦아지고 마당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. 어느 날 양이에게 갑자기 찾아온 몰아치던 추위도 양이의 호기심을 이기진 못하나 봅니다. 드디어 속의 맑은 하늘에 찬란한 햇빛이 쏟아집니다. 친구들과 산책도 즐길 수 있게 된 이곳은 이제 겨울이 끝나갑니다. Thank you.